가! 네. залазь, бро. Shoot! 호이호걸 nice nice nice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이런 식으로 뻥! 진아! 쟤 뛰어! 빨리 줘야 돼! 나가 저긴다 에? 뭐야 씨 아니야. 아우 아우. 잡아줘요. 발목을 꽉 예. 잡아줘요. 발목을 네가 아. 잡고 발목을 아픈 음. 사람. 아, 발목 꺾인 거야? 발목 저, 네. 지난번에 접질렸는데 또 접질린 거 아니야? 아, 네, 네, 잠깐만, 잠깐만. 아. 가자, 가자. 숨 챙겨야 돼. 수고했어. 아, 쉬어. 가까이, 가까이 있어. 어. 야, 개무거 언제 어. 오나. 야, 저런 브레이크장 아, 골대를 어떻게 빼! 골대 골대 골대 어. 야가 도와드리고 어, 골대 골대 골대 저쪽 저쪽 먼저 너 아, 먼저